어깨 이 릭갱 for life 릭갱 till yeah. I die 오늘도 진짜 킵고잉 하는 리티비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이 휴일입니다 맞아요 왜 휴일이죠? 어 지방자치 선거 날이라서 일렉션 음, 데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오는 김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음. 예, 아우 영상 계속 뭐 저야 행복하죠.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여러 영상 찍는 게 네. 저희 행복의 낙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 주목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사실적으로 저는 진짜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어 누구지?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그냥 유튜브에 추천 영상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걸 떠서 봤는데 닐 퍼펙트라는 분이에요 와우 이름도 닐 퍼펙트 뭐 작은 완벽함 <laughs> 완벽하신 분인가 봐요 완벽하신 분일지도 몰라요 오. 그리, 고 이제 피처링은 도모 윌슨 도모 윌슨 도모다치 어 아, 도모다치 친구 어. 프렌드란 뜻이죠 일본어로 오케이 아니, 근데 이, 그렇게 써, 쓴 건가?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네. 이제 제목은? 제목은 Believe in me 아 Believe in me 음. 뭐 뭐 믿어라 나를 믿는다 뭐 이런 뭐 음, 뜻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완벽하신 분이 나를 믿으니까 음, 음. 그럼 정말 저도 빌리브 트러스트를 갖고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겠네요 네뭐 제가 살짝 들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 션이 꼽는 약간 루키 같은 거네요 그쵸 그 오늘 봤어요 사실 오늘 음. 봤는데 뭐 루키겠죠? 혹시 모르죠 또 구독자님들 또 수준 높은 리갱님들은 이분을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영상들 막 보진 않고 조회수만 봤는데 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어, 나쁘지 않은 것같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역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선거날 모두가 시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리액션을 해주러 온 만큼 계속 stay tuned r o 해주시면서 오케이 그러면 바로 리액션 시작해보죠 오케이 외쳐보죠 리액션 OG Visions Visions 비트가 좋더라고 야야야 다모 다모 다모 다모 다모 다모

stay. I just wanna get paid. But you in a biggie state. Maybe B-side or late. You can have it either way. My family already know that I love you. Fuck these hoes, fuck these bitches,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Don't gotta go through your phone, cause baby girl, I trust you. Don't listen to these hoes, they don't do nothing but adore you. They wanna see you losing, they wanna see you down. They don't wanna see you winning, they don't. 오, 왜 이렇게 강렬하지? 좋죠. 아, 난 부드러운데. 여성, 여성분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에요 근데 진짜 여성분한테 나올 수 없는 그런 톤인데? 음 톤이 약간 그렇죠 중성적인 톤이긴 한데 와우 근데 노래 자체가 약간 말랑말랑해서 그리고 오. 메시지도 약간 희망찬 그런 것 같아요 아 좋다 좋다 I trust you 막 이런 거 보니까 오우씨 장난 아닌데? 여성분 중에서 이런 톤으로 또 하니까 굉장히 새롭고 약간 그 누구더라? 영 애매인가? 음. 그분이 그분이 약간 진짜 남성적인 여성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그거보단 덜하지만 저는 더 말랑말랑해서 좋네요. 네, 저도 진짜 좋아요. 완전 저 중성적인 매력의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크해 보이는 여성분들 좋아요. 어, 좋아요. Let's get it. Wanna see you smile, you claim you love me, how true is that? Let's find out if we was homeless with no food, no money, would you still be down? When I told you girl I got you for what? for whatever. When I told you I was gonna be down forever, you ain't believing me. When I told you I would never hurt you, never, you ain't believing me. You did. Hoes mad cause we killing shit together. You ain't believing. in me. Killing shit together. Everything about you, baby, got me wildin'. Let's go to Puerto Rico, baby, wow. you island. Take you to Hong Kong, but we can go to Thailand baby, long as we are private. You fine as hell, girl, I'm trying to get you one dress. Trying to see a little peek under the sundress. Hoes trying to break us up, but they just envious. Mad as hell, cause we got something that's serious. Delirious. You think I'ma leave you, keep those mad, but they really wanna be you. Fall even harder every time I see you taking, bitch, don't try me, I'm swerving. Cause bitch, I love my lady. My baby drives me crazy, give me brain up on the daily, that's my baby, man. When I told you, girl, I got you for 오 이분이 도모 윌슨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와우 근데 이분도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이분조차도 또 톤이 네. 또와 묵직한 톤 그러니까 둘이 팀 같아요 약간 와 진짜 그리고 랩도 상당히 스피들리 하면서도 뭔가 딕션도 좋으시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멜로디도 좋고 뭐 맞아. 여러 가지로 참 기대가 다른 다음 트랙도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 아까 처음 약간 훅 같은 부분에서 이 도모 윌슨님이 노래 네. 부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톤은 또 약간 말랑말랑 해가지고 네. 아 랩도 약간 하이톤으로 하시겠다는데 갑자기 뭘까 자메이카 느낌도 나면서 <laughs> 와막 프레, 프레이르토리카 잠깐 와우. 나오고 한 번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Yes. 와우. 스피드 라나. 발렌시아가. When I told you I would never hurt you never. You ain't believing me. Never. Hoes mad cause we killing shit together. You ain't believing me. 둘이 근데 연인 같아 보이기도 하네. 와우. Wow. 발렌시아가 발렌시아를 좋아하시나 봐 그러게요 음. 와우 어, 되게 짧다 근데 음 짧네 자 이렇게 릴 퍼펙트의 Believe in Me featuring 도모 윌슨 도모 윌슨과 릴 퍼펙트 와우 처음 듣는 아티스트인데 굉장히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본인들의 색깔이 어. 뚜렷하신 어. 분들 같아요. 진짜 이렇게 여성분인데 본인의 개성을 확실하게 갖고 온 여성 래퍼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멋있어요. 것 같아요. 쿨리스트.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fucking l e a 욕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 진짜 저희는 리타게 느껴서 표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뭐. 리리 리리. 와우. 근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도 정말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를 갖고 온 것 같아서 오늘 리액션도 성공적이네요 어 제가 잘 가 그 잘 선택한 것 같죠? 맞아요 노래가, 노래가 좋아요 진짜로 저희의 일상은 항상 출근하고 리스트를 뽑아서 음. 누구를 할까를 어.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약간 그렇게 네임 밸류가 있지 않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티스트를 좀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네. 정말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입니다. 레오 퍼펙트 말 그대로 진짜 완벽하신 분이었네요. 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perfect. 빅 perfect. <laughs> huge. 어, huge perfect. huge perfect 했습니다. 진짜. 음, 좋았어요. 와우 쉬는 날인데도 또 뭐 카메라 앞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노래로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뿌듯하네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좋은 그런 사랑과 서포트를 보내주셔서 항상 말하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또 한 번 더 부탁드리자면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릭갱들 <laughs> 어, 릭갱들이 어. 다 되라고 한번 맞아요. 서제션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여러 릭갱의 식구들을 늘려서 음. 저희가 갱단을 만드는 겁니다 약간 우텐클랜 스타일 <laughs> 맞아 조, 네, 조금 지금 저희가 사인즈업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인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스파이더맨 스타일 이걸 할까? 뭐, 이, 뭐 이걸 할까? 뭐 스파이디! 스파이디 스파이디! 와우 편집 때 뭐 넣어야겠네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액션 보내드렸고 네. 오늘 휴일이니까 빠르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보내드리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리액션